하늘이 너무 높다. 마당에 깔린 낙엽을 기가 즐겁다. 서리가 내릴 때까지 기다린 서리태를 이젠 뽑을 때다. 한쪽 구석을 채웠던 콩밭이 사라진다. 양이도 추위가 오기 전에 햇볕을 즐긴다. 자르지 말고 이렇게 끌어봐 이거 이거 너무 굵어 이거 좀 줘봐 아이고 예. 서리는 내렸지만 기온이 따뜻해서 일하기가 한결 편하다. 낙엽 낀다. 이렇게 마당 한쪽에 모아서 내일쯤 한번 콩을 털어야겠다. 콩은 얼마 안 나.